지구를 침례 Music crash new dream Go ahead, commander, make it happen. We don't need a backup. Yes, sir, we're going to invade or take away your thing. 5일년 수주 진하크게 숨쉬어 차원이 다른 중력 에어 에어 신비하고 미지한 굴 I'm y o n g t a t rich We're from other planet 그래서 freshy해 no cap 쟤넨 왜 똑같은 옷 입고 비슷한 거 벗겨버린 줄싹 잘라내고 열로 싹 갈아엎고 우리 가래 맞춘 누하게 만들어버린 y 빛나는 보석이 넘치는 거다 갖고자서 원해 all night 365 24 7 a i g h t 바라던 때가 됐어 우린 for now 죽을 팀 시고 play r i d i UFO parking oh 우리 역사가 뜨네 여기를 먹는 거 piece okay 방법은 간단해 즐기면 돼 Go 면안도 우 걸리면 가만 안돼 우리 감히 누가 막아부 따윈 적용 안돼 부위기 다 어지럽해 다섯은 겁이 없어 밝게 비추는 푸른 이별을 꼭 가져야겠어 Gonna take it 몇 번을 실패한다 해도 We will never give up 누가 우리 막는데도 원한다면 mirror Don't stop, keep groovy yeah. 느껴 이 불이 yeah. 꿈을 거리 바에 눈을 뜨고 yeah. 꿈을 꾸어 Now